그게 아니야? 이거 보라시티 아니에요? 저 뒤쪽에 있는 저 실루엣 괴물이 되어버린 레드 귀신인가요? 어, 저 귀신의 정체는 과연? 어, 어 맞아요 Wait. 지난번에 의문의 레드 그림자 이거 정체 뭐야 설마 귀신 레드? 어림없는 아, 소리. 아, 아. 또 시작이네 이거. 고스 진짜. Really? 어? 얘 고스 고스는 또왜 화났어? First of all, that wasn't me. I was setting up 오케이 일단은 첫 번째로 아, 나 아니었고. 두 번째는 이거는 무서운 게 공포가 아니라 그냥 깜놀인 줄 갑툭튀에 깜놀한 거잖아 그렇게 얘 어필을 하고 있는데 공포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군요 고스트 그 저도 그래서 공포 게임 잘합니다 깜찍히 약할 뿐이에요 절대 쫄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 공포와 깜놀은 천지 차이지 잘 안해 야 공자랄이다 고스트 그 uh, Simpleton, you can't just climb the tower, you have to e x p 어, 타워를 경험을 해야 된다. 타워 자체를 올라가는 걸 느껴야 된다는 거지. 공자랄이네. So, did you defeat the monster? 어. <sighs> Yeah, sure. Why not? Let's just keep going. 오케이, 일단 이상희 씨도 합류했겠다. 계속 올라갑시다. 아, 이것도 뭐야? 눈 없는 파일이 살아 움직이는 무덤. 어, 어우 징그러워. 거기에 불타는. 예, 아. 나무 언어 엘드리동 뭐, 어, 어, 나는 나무가 아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아이고 Maybe coming in here was a mistake No No 어, Oh no 상태가 안 좋다 너 왜 그래 Don't you see? We're already dead. That ghost killed us. Oh, yeah, and yeah, we yeah. didn't 이상희 even 씨! realize it. 너 왜 그래? Now we're trapped here, doomed to walk the same path for the rest of our eternity. 뭐 빙이 된 것 Ghost 같은데 didn't 이상희 just 씨? take our lives. He took our souls. 영혼 자체를 <laughs> 아! Okay, fine. I may not be Bulbasaur, <laughs> 아이 뭐 but where 시도 때도 없이 is 튀어나오네. Bulbasaur? 어? And for that matter, 공포 장치 뭐야 이거? Well, wherever I am, it's not scary. are you sure about that? That stool over there is laughing at me. Why would that scare me? 의자도 But 사람. why is the stool laughing Yeah. at you? You're not very funny. Why would it be laughing at you? 미쳐 날뛰는데요 그냥. <laughs> 야 정신 차려 니들 뭐야? Charmander, I 어 don't know if I 어 어 wanna- 찐상희 씨 등장이다. Never mind, I like this room. <laughs> Maybe I'm overthinking this one. I'm not accustomed to working with the dull. Oh, hey, you're the ghost from my idea. 와 Have you seen our friend 고스트님 Squirtle? 안녕하세요. 저 제 절친 꼬부기 보셨나요? Blue and 이게 he's a shell 파란색이고요. and 그 talks 껍질도 like 이렇게 that. It's no 가고 use, Bulbasaur. 까박까박 He 이렇게 doesn't wanna help 많았네. us. He's just trying to scare us for some dumb reason. 아 일단 고스트는 도와줄 생각이 없나 그냥 그 얘는 깍두기만 관심이 있어 여기서는 꼬부기를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은데 o r it is I, Squirtle! 뭐지? Let us continue our adventures together! 이걸 지금 꼬북이라고 하는 거? 뒤틀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른 생명체인데요 이거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좀 따라할 거면 좀 제대로 따라하든가 저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어? 어, 어 너무 무서워 꽃님 제발 그만 좀 주세요 아 어, 왜? 아야 보스가 훨씬 더 무서워. 아니 저것도 깜놀 요소라 다른 건가? 아, 그래요 지금 찐 공포를 모르는 어? 공알못 파이리 때문에 화가 잔뜩 나서 고스트. I have real enemies that are trying to kill me. All you're doing is pretending. and none of it is scary because none of it is real. 가짜니까. Look, it's it's not working. Just 야 이거 진짜야 저거는. 아 미싱너한테 잡혀버린 홈스몬. It's so perfect to state the existential dread. 자자자자자 그거 가까이 가면 안될것 같은데 고스트 그거는 무서운 척이 아니라 진짜 공포 그 자체야 저거. Where being itself 야야야야! 와! <laughs> 아 고스트까지 먹혔어. I'm not gonna humor this anymore. 와. 잠깐만 저거 존재 자체가 지금 존재하면 안 되는 녀석이거든요. 아. 야 건들지마 파이리 와 갑분 유치 뭔데 와 파크볼에다가 사이코 브레이크 같이 쓰나? 전설의 포켓몬 뮤츠가 나왔다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다다다다다 여기서 뮤츠가 보게 될 줄이야 어어어 어, 파리한테 왜 그래 헐 저거 잘못 건드렸으면 아마 새, 이 포켓몬 세계 자체가 멸망했나봐 Excuse me, Mr. Floating Guy. I know you're busy choking my friend and all, but I was wondering if you'd seen my other friend Squirtle around. 그래요. We lost him, and I mean, I guess my cat lost too. You know what? You created this mess. It should be your responsibility to clean it up. Come here. Oh, Viridian wow. Forest. The third star is located Momo in this spot uh, Where is he? I suppose he's down, underground. So dig downwards until you find him, then come find me. <coughs> Why didn't you just take us underground? Teleportation is an extremely risky- I don't have time for this. Okay. 아, 팔게요 땅. Cerulean Cave. You got that? I'll be in 자, Cerulean 이번에 가야 될 곳은 세룰리안 동굴이라는 곳이에요. Cerulean Cave. And if you see anything that doesn't look real, do not touch it. 막 만지면 안 된다고. Well, whatever that was, it finally gave me a straight answer. That's all I needed to hear. <laughs> 화가 Let's go. 잔뜩 나셨대야 Charmander, wait. Do we really just want to go along with this? I mean, we don't know what's down there. 그러니까 Maybe 저기 막 instead of just 내려가도 되는 following 거 whatever 맞아? the Stop. Stop talking. Doesn't matter what you're about to say. As soon as you're finished talking, you're gonna go in anyway. 그래 Oh, and 일단 look, you are 가보자 finished talking. So go. Ah, okay. 출발 You better be in there. 구하러 간다